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그리고 말할게 약간 요렇게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약간 요런 식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내 사랑 바다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 걸어 아 여기까지